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하철역 5곳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러시아 모스크바의 코스물스카야 역입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은 멋진 건축물 모자이크 조각상, 샹들리에로 유명합니다. 그 중 최고는 신고전주의 대리석 기둥과 조각품이 있는 콤소물스카야 역입니다. 두 번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티센트럴렌 역입니다. 이 역은 벽과 천장이 추상화로 장식된 독특한 파란색과 흰색 동굴 같은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세 번째, 대만 카오슝의 메이리다우 역은 유리 패널로 이루어진 인상적인 돔 모양의 천장으로 유명합니다. 4,500개가 넘는 LED 조명으로 밝혀져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이태리 나폴리의 톨레도 지하철역입니다. 이 역은 기복이 심한 벽과 천장이 파도의 움직임을 모방한 수천 개의 LED 조명으로 뒤덮인 멋진 건축물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프랑스 파리의 아르헤메티의 역입니다. 독특한 스팀 펑크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벽과 천장은 기어 톱니, 황동 고정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마치 줄베르네 소설 해저 이만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